귀여워. 응? 몽아, 코에 뭐야? 코에 이건 뭘까? 뭐야 뭐야? 코에 멈추고 왔어. 뭐? 몽자야. 니 이게 뭐야 그거? 음? 뭐, 뭐야 뭐야? 멍아 멍아 멍아 멍아 아 귀여워